흙을 말아서 빗소리 집어넣을까? 이 음. 재밌는데? 그럼 이번엔 하나 더 꺼내서 툴툴 말아서 콧구멍 소리 집어넣을까 응, 응, 응. 다 깊이, 다 깊이. <laughs> 해야지 수진아 너도 한번 그치 같이 그려 uyan. Aa!